소용이 없어! 어? 아니 어떻게 소리 한 방울 쪽에 군인들이 쓰러질 수가 있는 거지? 어, 어. 지긋지긋한 지금 당장 SCP 본부로 와줄 수 있나? 예? 무슨 일이데 그래요? 지금 SCP-6789가 미쳐서 날뛰고 있네 좀 도와주게 코봉군 네 알겠습니다 저, 잠시만요 뭐야 지금 거기도 전쟁 중인가? 예 지금 전쟁을 마쳤습니다 금방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싼다 똥을 싸 아이 왜 난리 버거지야 진짜 아저씨 아저씨 아 아유 아유 숨차 아, 아저씨 예 거봉아 조용 조용 조용 어떻게 그 6789걔 어디 있습니까 아저씨 어 바로 저기 있단다 거봉아 오! 오 엄청 크다 어 되게 무섭게 생겼어 어떡해 거봉아 너에게 임무를 주마 도대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그게 바로 너의 임무다. 네, 알겠습니다. 코보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음, 가만두지 않겠다. 6, 7, 8, 9 간다. 이야. 조심히 코봉아. 가까이서 숨 크게 쉬지 말고 본물 나와라 본물 나와라 안개 때문에 6, 7, 8, 9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.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. 오바. 주변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곧바로 불을 켜라. 근처에 사이렌 헤드가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. 오바. 라저댓 알겠다. 잠시만 친구.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? 불을 좀 켜야겠는데. 사이렌 헤드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니겠지?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진 느낌이 든다. 살펴볼 테니 위급시 신호를 보내겠다. 오바. 알겠다. 조심해라, 어바. 자, 이 근처에 분명히 쌓이는 헤드가 있다. 조용히 조심히 날 따라와. 알았지? 오케이. 아 조용히 좀 해. 네가 제일 시끄러워. 알았어 미안해. 조심 따라와. 엄마! 아, 빠 아, 조용히 좀 하라고 좀. 아. 알았어. 사람으로 저게 군인들이 쓰러질 수가 있는 거지? 우와, 저 녀석 진짜 무서운데? 안 되겠어. 조심스럽게 피해가야 돼. 어, SCP-6789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. 근데 여기 어디지? 어, 길을 못 찾겠어, 진짜. 어, 잠깐만. 이거 뭐지, 이거? 이 나무인가? 뭐가 이게 길어, 이거? 뭐야, 얘, 이거? 당했다! 아 그만하세요! 아 그만하시라고 귀가 너무 아파요! 뭐라! 아 진짜 합주기가 됩니다! 아, 아 시끄러 죽는 줄 알았네 어? 아저씨 좀 내려와봐요 얘기 좀 해보게 어? 내려오라고? 아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좀 내려와봐요 아저씨 빨리 빨리 빨리 내려와봐요 어 알았어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? 네, 나는 우리 종족 빼고는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 거다. 다 죽여버리겠다. 진짜요? 그래. 이 세상 모든 사람도요? 그래. 이 세상 모든 동물도? 그래. 그 아저씨 여자친구도? 그래. 여자친구? 어, 여자친구 생각을 좀 해봐. 뭐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. 아,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 아 있었었는데? 아니 없어 그냥 뭔 대답을 그렇게 어쨌든 다 죽여버리겠다 아우 시끄럽다고 아저씨 어이, 감히 사이렌 헤드 나한테 대들어 이야 왜? 어? 어? 너 나 화났어 나 코 화났어 대가리에 스피커 달린 치지 대가리 스피커 달린 어? 것들 다 죽었어 기다려 이 대가리들아 고봉아 지금 마을에 사이렌 헤드들이 출몰했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? 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 스피커들아 역시 코봉이야 너의 음역대 너의 대신에사이는 헤드들을 다 죽다니 우리 코봉이는 역시 인류의 희망이야 코봉아 괜찮아? 코봉아 너 괜찮니? 아저씨 저 괜찮아요 코봉아 너 목소리 왜 그러니? 저 대가리들 때문에 목소리 어쨌든 코마워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하게 됐어 아유 잠깐만요 어, 세상을 구하든 말든 아 힘들어 죽겠다 고봉아 다음에도 부탁한다 정말 고마워 고봉아 <laughs>